냉장고 컴퓨터 양 아, 계란 사세요 계란 싱싱하고 맛도 좋은 계란 사세요 계란 그 다 녹음해 놓는 오메가3 지방산 나한번 들어본 것 같아 <laughs> 진짜 이거 무조건 계란 쌀 농장이 아니구나 <laughs> 계란 농장 어디 있냐 계란 사세요 계란 건강하고 맛도 좋은 계란 사세요 계란을 <laughs> 계속 계속 시켜 아저씨 계란 얼마 이러면 이거 끈다 계... 잠시만요 이거 나가죠 참여해보다 네! 아 이거 얼마 안 해. 싸, 싸, 싸. 이게 맛도 좋아. 오메가 3 지방산을. <laughs> 그리고 찹쌀떡은 항상 그 생목이라고. 찹쌀떡! 나 찹쌀떡 되는 거. 낙타먹기 느낌이야? 아니야? 아 여기 와 근데 진짜 찹쌀떡 아, 진짜 맨발로 뛰어가지고 사먹고 왔는데 맨날. Thank you.